댓글을 좀 읽어볼까? 잠옷이 귀엽대. 저 선물 받았어요. 오랜만이에요. 맞아요. 더 아, 바쁜 엄청 하얗고 있어요. 호텔 방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눈 똑바로 뜨면 안 부어 아니 안 피곤해 보이죠. 그래서 이 시간 찍고 나. Thank you.